특징을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규빈이 형의 뭐, 네. 뭐 특징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? 규빈이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일단 <laughs> 일단 1번이니까 쉬운 걸로 가야 돼 아, 네. 우리 사진 넣고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. 올리브영 가겠습니다 어, 올리브영 에에에 저희 또 커버 맛집 아, 아겠습니까 댄스 커버 맛집 올려놓고. 네, 커버 맛집 올려놓기 때문에 네. 올려놓버가 커버를 하지 않은 곡. 아 괜찮네 괜찮네 왜냐면 또 하지 않은 곡을 정한 이유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를 찾으려면 한 걸 봐야 되잖아요 네, 아오! 바로 그거죠 왜냐면은 너 어, 좋아 네, 너 좋아 네. 너 좋아 바로 그거예요 해볼 줄 아는 사람 준지 씨 뭐 생각 질문 음... 음... 음... 전화 왔다 전화 받으라 <laughs> 아, 네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. 네. 뭐 괜찮을 것 같아요? 네, 올려놓은 앨범명 아 올려놓은 앨범명이 아닌 것 같고. 아, 아 앨범 빈도 아, 네, 괜찮네요. 네. 초반에 딱 풀다가 어, 너무 쉬, 쉬운데? 네. 하시다가 들어갈수록 그쵸, 어, 그쵸. 당황할 수 있어요 약간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거 많이 뽑아냈어요 많이 네. 뽑아냈기 때문에 네. 네. 시간은 충분합니다 유튜브 가서 원래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머지 문제들 어떤 문제를 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?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들은 지금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퀴즈 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퀴즈 톡에서 확인하시죠 하나 둘셋 퀴즈 톡에서 확인하시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멤버들한테 한번 <laughs> 문제를 내볼까?